12시즌 Defiance 광기가 찾아옵니다. hi hi hi 패치 읽어주는 요정 발장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5일 새벽 1시 새로운 아웃랜드 이야기 영상과 함께 12시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12시즌 Defiance를 소개해드릴게요. 올해로 3주년을 맞은 에이펙스 레전드 너무너무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그런데 서버 즈 어떻게 해봐 3주년 <laughs> 기념으로 12시즌 첫 3주 동안 매주 로그인만 하면 옥테인, 왓슨, 발키리 캐릭터와 테마팩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기간 한정 모드인 컨트롤! 컨트롤은 12시즌 첫 3주 동안 진행되는 모드로 loadout을 선택하고 끝없이 부활하며 지역 점령을 하는 9대9 팀 배틀 모드입니다. 아우 너무 재밌겠다 그쵸? 그리고 새로운 레전드 안녕 누나 보고 싶었지? 매드매기입니다 퓨즈의 한쪽 팔을 날려버린 사람 킹스 캐년을 박살내버린 사람 결국 그녀는 에이펙스 게임에 참가하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에이펙스 게임은 과연 벌일까요? 여러분 올림푸스 그리우셨죠? 올림푸스가 다시 우리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낯선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더더욱 기대되는걸요? 이번 시즌 배틀패스는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EA가 새로운 배틀패스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하했기 때문이죠. 이번 배틀패스는 광기 그 자체의 스킨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12시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올림푸스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쁘네요. 그럼 분재 플라자에서 만나요. 바이바이바.